넌 독립하면 언제 제일 생각날 것 같아? 저요? 맨날 생각날 것 같은데요. 아 그리고 힘들 때. 음. 사실 저도 겁나요. 뭐가? 언니 없이 살아가는데. 아. <gasps> 아니 이게 무슨 일 언니네 교연이요 这次。 Ooh. 하면 저도 같이 좀 에너지가 올라가는 느낌도 들고 이런 소소한 것들이 재밌더라고요.